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억함 내게 없으며 죽게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죽게로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